여러분 요즘 김부가 핫하죠? 자, 김부가 그 바삭한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음! 최고 최고 소리까지 바삭한 이 김부가 도대체 뭘로 만들었을까요? 자 그럼 재료 소개 가봅니다. 아이스페이퍼, 조미김, 그리고 와플 기계에 바를 기름과 통깨 자, 이 와플 기계로 김부각 오케이입니다. 자, 기름을 좀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기름 조금과 소를 준비하시고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망했어요. 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다시 9전 그런데 굉장히 바삭합니다. 아,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자, 바로 rice paper를 물에 적셔서 와플 기계에 넣고요. 통깨를 솔솔솔솔 뿌려줍니다. 그리고 김을 두 장 얹은 뒤에 찍어줄게요. 자, 첫 번째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왠지 음, 될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첫 번째 거는 제가 다 먹었고요. 오! 김 부각처럼 되고 있죠? 뒤집어서 한 번 더 바삭하게 눌러주겠습니다. 벌써 첫 번째는 성공했고요. 자, 두 번째를 해보고 나니 이 rice paper를 김에다 딱 맞춰서 접어주면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세 번째 다시 눌러줍니다. 드디어 진짜 김부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짜잔! 자, 여러분 제대로 모양이 잡힌 김부각을 세 번째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개미지옥처럼 김부각을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찍어내야겠죠. 자, 물에 적신 rice paper를 깔아주고요. 흰쌀을 솔솔솔 뿌린 후에 그 조미김을 두장 올려주면 됩니다. 이게 rice paper가 와플 두 개에 희한하게 사이즈가 딱 맞고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rice paper를 접어주는 게 모양이 딱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기가 막히죠? 얼마나 바삭한지 그냥 느껴져요. 그냥 잘라봐도 느껴지고 이게 식으면서 더 바삭해질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와플 기계에 김부각을 찍어 보겠습니다. 공장 같아요. 머릿속 구상만으로 와플 기계에 김부각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김부각이 나오니까 이게 머선 일이야 싶네요. 자, 김부각은 계속해서 개미지옥처럼 찍어내고 있고요. 자, 김보각이 쌓여가면서 점차 skill도 좋아져서 rice paper를 자유자재로 좀 더 넓게 했다가 딱 맞게 했다가 <laughs> 재미있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반복 작업이에요. 자, 통깨도 이제 좀 더 자유롭게 뿌려주고요. 자, 조미김 두 장, rice paper 접고 눌러주고 앞뒤로 바삭하게 구워내면 끝! 김부각이 점차점차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모양도 이제 똑발나죠? 김부각 사 먹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해 먹어야겠어요. <laughs> 완전 재밌고 완전 간단함. 이 와플 기계 마음에 드네요. 자, 예쁜 그릇에 담아서 밥 반찬으로 먹어도 좋고 자, 이거는 바로 맥주 안주입니다. 자, 조미 김만 먹어도 맛있는데 rice paper를 붙여서 당연히 와플 기계에 굽듯이 튀겨냈으니 자, 맥주 안주로 딱이겠죠. 자, 너무 바삭하고요. 가꾸어도 바삭하고 한김 식으면 더 바삭해요. 바삭한 소리 들리시나요? 너무도 간단하게 김부각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도 와플 기계 있으면 마리쿡처럼 그냥 따라와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쉽게 만드는 김부각, 김부각 어려운 요리 아니었어요. 자, 집에서 놀고 있는 중고생 자녀님들 집에 와플 기계 있으면 간단하게 재료 준비해서 마리콕 보고 김부각 공장 차려주세요. 자, 열심히 찍어내서 엄마 아빠한테 맛있는 맥주 안주 김부각 만들어 드리세요.